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STP 차례인데요 ISTP 유형의 인간관계가 궁합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듣기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은 ISTP 분들이 많이 볼 거잖아요 보통 ISTP는 남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성격이 어쩌고 하는 얘기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ISTP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MBTI에 흥미가 생겨서 보는 건 주로 내 유형 이야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와 가까운 사람의 유형 정도입니다. 원래 그렇긴 한데 특히 ISTP가 이런 경향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도 철저히 ISTP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유형 이야기를 최소로 줄여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남 얘기 나오면 바로 나가 나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ISTP의 가장 중요한 특성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귀차니즘, 두 번째 혼놀, 세 번째, 의외의 대담성입니다. 보통 ISTP라면 이 세 가지 특성이 다 있지만 이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이 가장 강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ISTP는 혼놀 성향이 좀 덜할 수 있고요. 친구가 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ISTP 유형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extreme sports 같은 걸 즐기는 성향.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는 ISTP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ISTP 유형은 귀차니스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체가 ISTP와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 ISFP를 꼽는 이유예요.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ISTP나 ISFP가 귀차니스트가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일단 IP 유형이라면 귀차니스트 성향이 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 유형이 EJ 유형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워크홀릭들이 많아요. 나서서 일하는 한마디로 일이 보이면 나서서 챙기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근데 IP는 어때요? 안 나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보다는 놀이 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나서지도 않고 웬만하면 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EJ u 형 중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고 IP u 형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게 이런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보는 거죠 N과 S를 나누는 겁니다 보통 N이 S보다 생각이 많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IP u 형중 N 유형인 INTP나 INFP도 게으르다고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머릿속은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게으른데 머리는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IP 유형이면서 S u 유형인 ISTP, ISFP 이 두 유형은요 머리도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귀차니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유형은 뭐가 다른 거냐면요. ISTP는 놀더라도 나름 효율적으로 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최적화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과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계속 놀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면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ISTP가 많다고 했죠. ISFP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ISTP가 이런 성향이 더 강한 편입니다. ISTP는 설사 과제 점수가 높다고 해도 투입된 시간이 많았다면 뭔가 손해본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노력 대비 성과 최적화에 실패한 거예요. ISTP와 ISFP의 관계는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T와 F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혹시 더 알고 싶다면 이전에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혼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 역시 IP 유형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논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IP 유형들은 혼자 있는 걸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혼놀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T와 F로 나누는 거예요. T와 F 중 누가 혼놀에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T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F는 뭐라 그랬죠? 관계 지향성 그리고 T는요 독립 지향성 그래서 F가 T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신경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IP 유형 중 T 유형은 ISTP, INTP가 되죠. 이 두 유형이 혼놀 성향이 가장 강한 유형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유형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ISTP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하 INTP는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노는 거 반대가 뭐예요? 일하는 거. 근데 이건 성인 버전이고 학생 버전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INTP가 노는 건 어떨 때 보면 공부하는 거 비슷하게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엄청 강해서 뭘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ISTP는 그런 건 없죠. 이 사람들 노는 건 그냥 노는 거예요. 가장 흔한 건 게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xtreme sports 산악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스카이서핑 뭐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재밌어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ISTP가 혼놀 유형 1위가 되는 거예요. ISTP와 INTP와의 관계 역시 괜찮은 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도 서로를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좀 더 알게 되면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의외의 대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선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s 피그룹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디오니소스 기질, 쾌락주의자, 모험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경험주의자라고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인생을 그냥 부딪혀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무대뽀적이고 대책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른 한면은 아주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철저히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실을 벗어난 거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SJ보다도 SP가 더 그런 편입니다. 이 SP 중에서도 TU형과 FU형이 다르겠죠. 말씀드렸듯이 TU형은 독립지향적, FU형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SP라도 노는 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SFP는 남과 어울려서 노는 거고요. 놀아도 남 생각 많이 한다는 얘기죠. STP는 혼자 놀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도 남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남과 어울려 노는 사람이 그나마 아예 혼자 노는 사람보다는 남 생각을 더 하겠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혼자 노는 ISTP가 오히려 남들과 노는 ESTP보다도 T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한테 많은 유형 압도적 1위가 ISTP거든요. 원래 남녀 성차가 있는 유일한 지표가 TF 지표죠. 남자는 T인 사람과 F인 사람의 비율이 대략 6대4 정도라고 하고요. 여자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ISTP가 남성적인 특성이 많은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서지 않고 조용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상남자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자인데 ISTP다 하면 뭔가 보이시한 느낌이 들겠죠. 사실 첫인상으로만 보면 ESTP가 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알게 되면 ISTP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팁은 개구쟁이 남자아이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개그 감각이 뛰어난 애팁이 있고 터프한 애팁이 있다고 했는데요. 잇팁 중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애팁에 비해 좀 차분한 편이죠. 서두에 제가 ISTP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ISFP로 본다고 했는데 데이빗 커시는 ISTP의 행동이 성향이 ESTP와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ISFP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검사할 때마다 ESTP와 ISTP가 번갈아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INTP와 헷갈리는 ISTP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ESTP 쪽에 가까운 ISTP라면 ESTP와는 아주 잘 맞을 걸로 보입니다. 서로 공감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친구 재밌는데 혹은 얘는 뭘 좀 안 해. 이런 느낌. 말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뭔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ISTP보다도 ESTP와의 관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ISTP끼리도 서로를 괜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러 찾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그렇죠. 자 오늘은 ISTP의 특성과 관련된 새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